스는훨신 좋은데 첫 번째 덩이만 다시 해볼게요. 네네네. 꽃 더빙 좀 해주세요. No, you always stay. 对。 가사가 왜? 어, 어디 있지? 가사 아 여기 있다. 그 근데 가사가 그 뒤에 바뀌었다고 했는데 그 바뀐 가사가 어디 있죠? 바뀌었대? 나 처음 듣는 그 얘긴데. 그 뒤에 어어 어, 어 어느새 이거 어? 저거 그러니까 어느새 이렇게 아 그렇게 할게. 어. 어떻게? Yep. 야, 야, 야 이렇게 하면 뭔가 엄청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그 뒤에 깔리는 해봐봐 예예예 반복해서 아, 예. 예, 예. 예! 진성을 해. 어, 진성을 해볼게. 예! 지금 지금이 딱 좋은 정도인 것 같아요. 그, 예, 이거, 예! 이거 지금 메인 아닌 거죠? 어, 맨 아니지. 그죠, 그죠. 석진이가 해야지. 그죠, 그죠, 그죠. 어, 석진이 하려고 일단은 석진이가 그죠, 그죠, 라인 그 지금 제... 이거 어떻게 어디 있어요? 제가 여기 피아노 많은 부분에 PD님이랑 같이 <laughs> 여기 딱 들어줄까요? 딱딱 예, 좋습니다 지금. 괜찮아 여기 있어. 예. 애드립으로 나오고 이거 혹시 어. 이거 지금 몇 분 나와요? 지금 곡길이가? 네 대, 략 너무 어, 뭐. 이건 이제 그 PD님이 그 저기 믹싱하고 하고 또그 트랙도 다시 해야 되지 않아요? 몰래? 트랙 이거 몰래? 다시 막 찍어야 되지 않아요? 아니 그냥 이 트랙 쓸 건데? 아 진짜요? 후지에 많이 건드렸어. 막 뒤에도 다 바꾸고 막 브릿지 프리코러스도 바꾸고 막 그렇게 했잖아. 음. 근데 이거는 굳이 음. 건드리면은 이상할 것 같아서 음. 이제 음. 뭐 굳이 하자면 마지막 사비 정도를 조금 더, 더 터지게 어차피 늘리는 거야 있는 보컬과 늘림되고 음. 그 다음 뒤에 뭐 내가 볼 때 다음 녹음 많이 늘린다면은 애드립을 뭐 추가해서 중간중간에 좀 뭔가 좀 흐름이 좀 끊긴다 싶으면 뭐 그매꿈 되는 거야. 전해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. 예이. 네, 이제 끝났으니까 제가 들고 나가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, 피님. 네. 예. 따라다따라. Cause I'm h e r Watch me bring the fire, set t o n i g h night.